자연에서 생긴거 모든 거 식재료가 된다 엄마 이거 예쁘다 개나리 개나리도 와 개나리꽃 항암 항암에서 좋답니다 야, 개나리꽃이 말리는 기계 하나 사야 되겠다 햇볕에 잘안 말리더라 알겠나 말리는 기계 하나 사고 차가 비싸다 이거 2만원 3만원 하는데 몇 분만 뽕을 뽑겠네 뽕 얘기 또 나왔으니 다른 약품처리는 아예 없는데 옆에 네? 교통이 그렇죠. 차 예, 다니는 데는 안 네. 그러니까 약품 처리는 없고 오이 네. 말리는 거여서 그 건조기에 말리고 산에서 캔건 확 그렇죠. 예, 이게 건조기에 안 하면 그냥 자연으로 말릴 수가 없거든요. 곰팡이 있을 텐데 그지? 그, 예, 그러니까 건조기에 말리는 거 어쩔 수없안해 어, 예. 네네, 예, 자연 건조는 그게 불가능. 혹시 이거 드셔본 분 중에 어떤 게 맛있어요? 어, 저는 이제 목련이 가장 이제 괜찮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약간 상고? 예, 예, 국화. 아 국화. 예, 예. 예 네, 네, 저희들 즐겨 먹는 거 이제 국나 목련도 괜찮고 구절초도 조금 약간 이제 강하게 좀 쌉쌀한 진달래꽃이 진달래는 크네. <laughs> 맛은 안 느껴져요. 색깔은 되게 예쁘다. 네, 색깔도 그렇고 뿌렸을 때 크게 그냥 우리 일반 녹차 녹차 맛이 아니 맛은 꽃차는 향을 좀 후각과 상쾌 하는 기분이 든다. 네 번째는 순수함으로 마시고 다섯 번째는 자연이라 생각하고 마시면 된다. 마시는 방법이 있다, 방법. 살짝 원을 그리면서 오늘 이거. con